네,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유혜진입니다. 네, 저희가 뭐죠? 그 마리클레를 예 7호로 네. 예, 찍었습니다. <laughs> 많이 네. 기대해 주십시오. 아이고 <laughs>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? 이 몸이다. 아, 이거 66cm짜리인데 아니 그럼 이거 게 써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